땡이 확 그랬던 나를 와바뀌게 한 건너 나를 거울 앞에서 세상 이게 친구들이 나보고 변했다고 말을 하면 나를 비웃고 근데 나도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너 때문에 내가 변할 줄은 몰랐어 uh, 예뻐져라 예뻐져 너만 내게 빠져들 수 있게 예뻐져 예뻐져 uh, 예뻐져라 예뻐져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예뻐져 Yes